Thank you. 자전거 하나 있고요. 네. 네, 한 명. 네, 자전거 한대 3,500원이에요. 이거는이 맞는 거예요? 이 맞는 거예요? 뭐 하실 건데요? 바람 좀 넣으려고 그러는데 어... 아 빠졌구나 아 그걸 풀어가지고 네, 넣어야 풀어, 되는구나? 네 풀어야 돼 아, 들어가는구나. 아. 아, 감사합니다. 아, 그런데 잠그고. 네, 네. 우와 우와 장난 아니다 한 명이요? 2,000원이고요 네. 네. 실미도는 2시까지 나오세요 네 아 여기가 캠핑 어머 캠핑장이구나 와. 무섭다. 물도 있고. 아, 배고파. 여기서 밥 먹을까? 콩나물 해장국? 어... 잘 나왔어. 이거는 이거는 어디서 구야지 법률. t h a 이거 뭐 하나 하고 하늘 정원 가는 길은 자동 자전거 도로가 없네요 여기도 일정한 폭으로 간격을 둔 걸 보니까 자전거 도로가 생길 것 같아요 자전거 도로가 아닌가? 자전거 도로 자리가 아닌가 봐요 어쩔 수 없이 갓길로 다시 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공항 근처 호텔 단지에 와 있습니다 파라다이스 시티가 보이고요 하얏트 호텔이 보이네요 그리고 자기 구상열차 여긴 파라다이스 시티역이 보이고요 공항 근처에 호텔 대단지가 이렇게 있었구나 처음 봤어요 어 여기 꽤잘 돼 있다 무슨 신도시 같아 어, 파라다이스 시티역입니다 초등학교 호텔 단지에서 골프장 사이에 자전거 길로 인도를 했어요 이게 무슨 경우죠? 아, 세상 특이한 세상 특이한 루트를 잡았네 처음에 자전거 도로를 탔던 곳은 저기 해안가에 있는 도로 그 도로 한켠에 자전거 길이 있는 거고요 여기는 호텔 대단지 호텔 대단지와 골프장이 있는 그 구역에도 이제 자전거 도로가 생기고 있네요 저기 하늘정원이래요 여기서 보면 잘 모르겠고